오늘부터 리버풀 1박 2일 여행하고 오려고 the shop will be open for the duration of the journey. Thank you. 인싸들이 많은 러쉬 여기에 스노우페리 이벤트 매장 있다 그래서 올라가 보고 있어요. 여기 스파도 하는 매장이에요. 러쉬 스파 3층 호텔 도착해서 체크인했어요. 세컨 플로어 가는 중이에요. 어... 아... 어, 되게 넓네요. 창문이 있어요. 도착 모르게 하고 제발 베스트업이 있어라 제발 제발 예이 베스트업 있다 일단 사온 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러시에서 사온 베스밤 아이고 사과 사왔는데 계산하다가 포장이 떨어졌어요. 딸기, 블루베리, 귤 그리고 물 샀는데 이거 오다가 목말라서 한 병 뜯어 먹었고 바나나 과자 좀 쉬어볼까요? 동양인이라고 저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방을 준 걸까? 동양인이라서 이런 테마의 방을 준 걸까? 동양인이라서 그럴 필요 없는데 저녁 주문한 게 도착했어요. 우버이츠에서 배달했어요. 오늘 저녁은 차이니즈 푸드. 이걸 안 갖고 올 수가 있다니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 뽀뽀컷을 급한 대로 방에 있는 티스푼으로 먹으려고요 싱가포리안 루도 캐러멜 치킨 소울트 앤 페퍼 치킨 누도 잘 먹겠습니다. 별로야 이번엔 비슷하게 생겼지만 싱가포리안 누드 다 별로야 맛없네 초밥 시킬걸 여러분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아직 아침이 안 밝았고 지금 시간은 7시 52분이에요. 아직 해가 안 떴네요. 이제 체크아웃 하러 나갑니다. 엘리프 어? 가자 물어보자 Hello, table for two. Just stay there, give me three minutes. Oh yeah, sure, sure, sure. 카페 네, 하나 더 시켰어요 생선 짱커요 와우 아, 날씨만 좋았어도 훨씬 덜 힘들었을 텐데 날씨가 진짜 많이 바뀌어서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되게 매력적인 도시라는 거를 체감하고 갑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